오는 25일부터 청주공항 일대에서 열리는 에어쇼를 앞두고 오늘 항공기 테러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헬기와 장갑차까지 투입된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출발을 앞둔 여객기 안에 테러범들이 난입합니다. 청주국장입니다. 지금 테러범이 기내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좀 빨리 좀 와주세요. 특수부대와 경찰이 공항 주변을 차단하고 저격수가 곳곳에 배치됩니다. 청주공항에서 에어쇼 개최를 결사 반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재를 죽이고 비행기를 폭파하겠다. 헬기가 투입되고 연막탄과 함께 진압이 시작됩니다. 인질 구출 직전 테러범을 매설한 신경 가스탄이 터집니다. 화학 보호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이 다친 승객들을 응급의료소로 옮기고 화학물질 탐색과 제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기체에 남아있던 승객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부상이 심한 환자들은 헬기로 이송됩니다. 폭발한 여객기에 불을 끄는 것으로 끝난 이번 훈련에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아덱스 에어쇼 행사를 앞두고 유관관, 유관관과의 완벽한 공격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으로서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테러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한편 청주공항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에어쇼는 오는 25일 개막해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